아 전판 졌어요 이거 잡아봄 느낌있게 느낌있게 잡았죠? 아 전판이 real 유튜브 각이었는데 이겼어야 됐는데 못 이겨버렸다 뭐냐? 아 제라스 <laughs> 개싫은데? 뭐야 탈론이야? 예, 막판 할게요 제 멘탈로 더 이상 못 돌리겠어요 여기서 이제 돌리면 저 멘탈 터져요 가봅시다 전판은 전판대로 이판은 이판대로 전판 <laughs> 개 잘해놓고 개 던졌네 아 이판 데스 안 할게요 이판 무대수로 끝내야겠다 무대스 킬만 탈론이 성 방패 시작했네 버틸려고 하나? 아이고 점점을 완벽해 전멸이거든요? 아, 전멸 안 쓰네. 감전 돌면 내가 더 빨리. 와, 진짜 레전드였다 방금. 중밀라요, 제발 라인 들어가길. 아, 라인 막아주네요, 자르반 씨. 정말 너무 나이스하세요. 아, 밀어야 되는데 이거. 아, 밀자. 아니면 내가 망한다.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아, 또 프리징해? 내가 이길걸? 팔로나? 5대 길려나? 냉. 뭐야 어디로 째꼈어 그렇지 판은 좀 잘 풀리는구만 오면 킬 바로 낸다 근데 자르반이 망해서 직스는 딱히 커도 큰 의미가 없을 거야. 예 이거 잡아봄 느낌있게 느낌있게 잡았죠? 방금 팔론이 아랫무빙 치는 게 보여가지고 잘했지? 음, 음 내비터야 야야야 내려가는데? 야 날먹 카소스 나이스 다 먹여준다 야 뭐야 에? 바로 오면 또 킬? 이거 탈로는? DW 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맞춰줄게요 아 근데 이건 탈론이 많이 말렸다 와 근데 직스가 너무 잘 컸네 좋아요 좋습니다 후방 가면 너무 좋아요 들어볼만 했는데 나이스 이번 판은 또 잘 풀리네 전판 꽁패해가지고 그렇죠 탈론 그냥 죽도록 패겠습니다 누구야? 직스야? 말파야 죽어야 되겠다 나이스 570점인가요? 그럴까요아살수 있.. 아 못살겠다 탈론이라 탈론 저 날먹템 또 등장한다 아유 탈론이 참 저래서 싫어 몇 데스를 먹든 일단 세고 키를 주워먹기가 쉽단 말이야 탈론 함 뜰까? 후! 음, 안되겠다 아야 어, 찍스도 잘 컸네 천천히 하자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해도 굴러간다 게임 이판 말파이트라 그냥 내가 한타를 열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기사단이 약속한 군대 와 조개 죽네? 나도 몰랐던 킬각인데 이건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왜 그러냐? 아니 씨야 왜왜 그래 얘네? 아야. 와 새벽큐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채팅창 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이스 굿 잘했다 잘 말파 쿵 엄. 야 카메라 왜 이렇게 늦게 썼어? 그 나나 아니 게임이 왜 왜 이렇게 되지? 하습니다 아, 근데 게임이 너무 이, 이상한데? 나 캐리가 안 돼. 아, 나 이거 집중 안 했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나이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... 아니 아니 카미라 좀 와봐 카밀이 사이드만 도는데 랩차가 안 벌려진다 얘네 왜 그러는 거야? 아 서렌 치지 마요 제발 받아. 어? 아 발언? 말파공 아 됐어 그냥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와 이거 미드가 뚫리는데? 아 저만해 너마 아깝고 이거 멜보를 가야겠다 멜보 안 갈라 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판이 멜모 가는 판이에요 아? 채팅 쓰지 말라 했지 아... 진짜 너무 뺨 마렵다 야다 잡지 않냐? 야, 다 잡을 것 같은데?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달려라 하니 제발 이거 끝내고 싶어 이 하기 싫어 빨리 끝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<laughs> 제발 이기고 싶어 안돼 안돼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여러 아니 어뷰징 아 진짜 얘 나한테 싸움 왜 이길 것 같지? 뭐야 텔런 죽었네? 너가 알아서 아 진짜 역겹다 얘들아 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와 아. 진짜 씨. 아 잘했다 그래도 그래도 탈론 상대법 야무지게 올리겠습니다